운동 운동 할 거예요 오랜만에 돌아온 의기리 10분 요리 자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운동을 할 거고요 반복수는 3, 6, 9, 12입니다. 처음에 3개, 6개는 푸쉬업 mountain climber거든요. 근데 푸쉬업 mountain climber는 중간에 쉬지 말고 붙여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는 런지고요 왕복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개는 다이아몬드 시접을할 거예요 푸쿨 시합 같은 경우에는 뭐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만약에 푸시업이 안 되시거나 푸시업이 힘드신 분은 hand release push-up으로 바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뛰었다 붙이고 일어나고 뛰었다 붙이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 푸시업이 올라오면 바로 mountain climber를 하나 둘셋 넷, 네, 다섯, 여섯 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런지를 하나, 둘, 이렇게 왕복 아홉 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다이아몬드 시더은요 발바닥끼리 마주 대시고 그대로 네, 뒤로 누웠다가 손으로 바닥 터치 일어나서 바닥 터치 이렇게 12개 자 요거를 10분 동안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아니요 타바타가 아니고요 그냥 10분 동안 최대한 많이 엠랩으로 하는 거예요 엠랩 조금 천천히 시작해서 끝날 때쯤에 페이스를 올리는 것도 좋, 좋아요 일단은 10분 동안 최대한 안 쉬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준비 369 12 아홉 다음 시도 하나 둘셋어 어. There's not a 자, single 넷, day that passes without you on my mind. Not even one minute can end up 그리고 before you come around. 여덟, I yearn for the days when I see your 이렇게 하면 한 세트 일어났다가 다시 놨다가 부시업 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런지 하나 둘 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다시 일어났다가 자 푸시업 3세트 끝났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뒷몸을 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아, 네번 끝났어. 하나. 네. 천천히 안 쉬는 게 더 중요해. 다섯. 다섯. 일고 여덟. 아홉. 힘들면 천천히 해. 멈추지만 마. 2분 2분 2분 Yeah.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가 달려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일어야 20초 다 했어요? 잘했어 자 오늘 운동한 거 오늘 운동 어떻게 했는지 적어 놓고요 기록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 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댓글로 본인 기록을 적어주시면 운동 일지로 나중에 어? 저번에 의길리 형이랑 10분 운동 을 했는데 오늘 한번 더 할까? 하면 영상 틀어놓고 자기 기록보다 더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에이. 네.